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레게노 <laughs> 저게 뭐야 아, 변태 같다 귀엽다. 끝났다 끝났다 좋아요와 구독 초등학생 아닌가? 저요? 초등학생 목소리 나던데 형! 뭐야? 여자 여자분이신가? 초등학생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면 이번님 마이크 안 돼요? 아, 아 초등 초등 아예예아 예, 예, 아, 아. 안 되나 봐요. 애매하게 가자 애매하게 좀 더 남자가처럼 저 남자 맞아요. 학교 가기 전에 치킨 먹고 가려고요. 아니 여잔데 아닌데 무서워. 누가 들어도 여잔데 아니 말을 안 하고 거기서 딱 멈췄으면 헷갈릴 법도 했는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laughs> 가끔 목소리 변조 고장난 번호 보느라고 그건 어제보다 낫다 그저께는 늙은 번호 보느라 그래 좀 상처받았는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저 간다 3번 3번 네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저 대용량 아 이거 4 4배율 남아요 4배율 걸본 어 걸본님 목소리 닮았는데 <laughs> 어디가 어딜 봐서 근데 골보라는데? 닉네임이 아니야. 닉네임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걸프입니다. 혹 뭐? 어? 맞아?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인사할 때가 완전 비슷했어.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아니 벌꽃님은 저런 목소리를 안 낼 텐데.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어 완전 비슷해. <laughs> 뭐가 완전 비슷해? 완전 다른데. <laughs> 어, 완전 네, 다른데 알, 뭐가 비슷해요? 알림 설정 해놓는 아나 아프리카 TV를 없앴구나. 완전 다른 뭐? 거. 그 걸보라는 사람이 그 고양이? 아 네. 맞아 맞아.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닮았어 그러면. <laughs> 안 닮았다고? 잠깐만. 근데 그 걸보가 키우는 고양이 코코 아니야? 그렇게 할 줄 알아. 맞아. 그래서 맞는 것 같긴 했는데 지금 트위치 TV에 들어왔는데 안 하고 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송 중이면은 막 시청자랑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막 미션 있을 수도 있잖아 아말안 아, 하기 미션? 어? 맞아? 어? 맞아요? 좀더 아, 알아보니까 알아봐달라고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어 맞는 거 <laughs> 재밌다 <laughs> 재밌다 약간 근데 지금 만약 아니면 저거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약간 <laughs>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트위치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안, 하, 안 하시는데요 아 자기가 자기를? 어안 하시는데? 아 그래? 근데 왜닉네임 코코지? 저도 걸프님 팬이거든요 아, 깜짝이야 진짜 걸프님인 줄 알았다 설렜잖아. 어 아, 뭐야? 어 뭐야? 그게 설렐 정도인가? 아 모르겠다. <laughs>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말래. <laughs> 말하지 말래. <laughs> 파이팅!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기절! 집에서. 아! 음. 개잘싸. 예. 저또 어 걸린 거 같은데? 걸린 것 같은데? 아직 아직 걸렸어 어, 어, 걸렸어 걸렸어 4번은 안 걸렸어 아 너무 아까 에헤이 아, 어? 네, 와 네, 네. 개까비 까비 개까비 아, 잘 맞췄는데 한 번더한 번더 초대해주세요 초대 왔다 초대 안 오는 줄 알았어 한 명은 안 오는걸? 아니 한 명이 안, 안 떠가지고 아나 어? 잠만 맞아? <laughs> 맞았어? 검색해봤나 죄송합니다 검색하는 게 반칙이죠 어. 헐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 거였어요? 네, 저 트위치에서 옮긴 지좀 오래돼서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laughs> 아, 나 사진 찍어놨어 아. <laughs> 아니 나 너무 부끄러워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열심히 아, 아는 척 했는데 혹시 막 PC방 있을 수도 있잖아 아말 아, 안 예. 하기 싫어 좋아요와 구독 쌈미 두명 확인 확인 자또 바꾸신다 했어 잘하는 모습 보여줬어 확인 저를 <clears throat> 아니야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세명 와 이게 죽는다고? 사부님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아, 일관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 복수다 복수하 갑니다 어 내 옆집 사람 층집에 있어요 가면 살려요? 아 진짜 뭐야 왜 확킬 안 나지? 가면 살려요? 에이고 뭐, 프라이팬 4 바로 앞에 있고 와 진짜 잘한다. 박수. 이거 아까 못한 척한 거라니까. 골뽀님이 다 닦으셔야죠. 골뽀님이에요? 네. 아 님도 저 알아요? 레게노. 어 레게노야. 사진 찍어야지. 아니. 나랑 김, 김치. 어 머박 머박. 멋있어. 어. <laughs> 와. 와 아, 무슨 소리 진짜 똑 아니 똑같다가 아니라 와, 왔구 <laughs> 죽고 다시 할까요 니마 어 발소리 얘는 죽이고 갑시다 돌격 헐또 들었어 이와중 돌격 발소리 오, 이쪽이다 애니 방향 아 개 신기하다 진짜 바깥일 수도 있었어요 고고 여기 있네? 나이스 아 어, 마틴키로 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자살 4개 뭐. 네아 <laughs> 뜨거워. <laughs> 레게노가 뭐야? 아 레게노가 레전드야. 아, 나도 폈다나. 아 레게노. <laughs> 레게노. 오 oh, 예. 나가.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알람 설정까지 아. 네 어. <laughs> 어, 우리가 한 번 더 해주면 안돼 한 번 더 해가지고 방금 레게노까지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써야겠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레게노 <laughs> 저게 뭐야 아, 변태 같다 끝났다 끝났다 여기 이쪽한 게 있다. 네 여기 여기 여기. 4번님 말투가 <laughs> 오타쿠 같아요. <laughs> 네이스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아, 안 합니다. 네이스. 걸뻔님 오타쿠 같아요. 알고 저 오타쿠예요 저.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뭐요? 오마에야 뭐 시인데 아 진짜 지, 지, 진짜 아, 진짜 니 네, 진짜 진짜 오타쿠 같아 나나 <laughs> 그거 하려다 기억 안 나서 안 한 건데 그걸 알고 있네 아, 자기장 괜찮은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한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어, 무공하고 지피습니다요 제가 술래 오케이 어? 움직이면 쏘는 거야 어. 이거 피었습니다 무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갑자기 그렇게 돌면 어떡해요 무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4번이 일로 빨리 와서 새끼손가락 걸어요 무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안 닿았어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요 뺨!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잡는 어, 게 뭔데? <laughs> 마무리가 안 되네 아, 제가 해볼게 제가 술래 할게 아 이거 술래 할지 모르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노골적으로 걸렸다 1번 가 1번 가 양심적으로 가라 아우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피었습니다 꽃... 하면서 돌아보면 어떡해 하면서 돌아보면 어떡해 술날 줄 모르겠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내 아, 눈! 어. 아 움직였어 방금 4번 아니 왜 사? <laughs> 와 내가 청소년 애들 뭐 저기 몰려온다 하이바이브로 오 쉣! 걸렸다 걸렸다 스마트핑에 사람 한 명. 어떻게 올라가지? 오른쪽으로 오른쪽. 나 배율도 없어. 얘를 잡아야 돼 3번 빈 쪽 잡아야 돼. 이거 어, 오, 더, 더 돌아, 더 돌아야 돼, 더 돌아야 돼. 거기 올라오면 죽음이 죽음밖에 없어. 봐야 돼요. 쭉쭉 돌아. 죽음 다시. 개빡치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얘네 뭐야? 레 네 아니 얘네 다 죽을 거면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도대체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레게노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laughs> 레게노. <laughs> <laughs>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